잘먹겠습니다 마실 뭐 거야? 한 잔? 어? 한잔 마실 뭐 거야? 응? 넌 맥주 마셔. 네. 상태서 여기에서 쏙 모으면 돼요. 오징어 구울래 오징어? 뭐 먹나? 요거는? Uh, die.